안녕. <laughs> 아마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네 곁에 내가 없는 거겠지. 그리고 아주 많이 내가 보고 싶을 거야. 그래서 이 녹음한 걸 듣고 있겠지. 내가 그렇게 모질게 너를 너를 찾는데도 아직도 날 사랑하니까 이 녹음을 듣고 있을 거야. 미안해. 그렇게 모진 말을 해서 네 가슴에 잊지 못할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. 근데 그게 나의 최선이었어.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. 마지막 선물 같은 거. 사실 나 다른 사람이 생겨서 너 떠나는 게 아니야. 너가 지겹지도 않고 너가 싫어진 것도 아니야.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해서 널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. 네 마음 찢어지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모진 말로 널 보낼 수밖에 없었어.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내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. 정말 미안해. 많이 아프게 한 거. 내가 저 위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반성하고 있을게. 실은 내가 많이 아팠어.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너 만나서 너무 행복하더라.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.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네 마음이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 텐데.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. 아마 다시는 다시는 날 보지 못할 거야. 내가 너무 많이 아파. 그래서 오래 못 산대. 알곤 있었는데 더 만나고 욕심 생기더라고. 그래서 더 살고 싶었는데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네. 이렇게 아픈 모습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모든 말들을 많이 뱉어냈어. 많이 아팠지. 지금도 네가 많이 아플까봐 걱정이다. 이 녹음을 안 듣길 바랬는데 네가 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잊길 바랬는데 바보같이 아직도 나못 잊고 이걸 이걸 들어버리다니 너도 참 바보야 알지? 너 때문에 잠시지만 정말 행복했어. 항상 항상 아프기만 했던 내 삶이 네가 옆에 있어서 행복했어. 정말 고마워. 나한테 사랑이란 걸 알려줘서 행복이란 걸 느끼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. 나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지? 아니, 씩씩하게 잘 지내야만 해. 내가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나쁜 마음은 절대 먹지 말고 알겠지? 아... 미... 미안. 여기까지 해야겠다. 내가, 내가. 많이 사랑해.